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강청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사랑받는 뿌리채소입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등의 냄새를 제거하는데 또 김치 담글 때 등의 양념 재료로도 많이 활용합니다. 또 다양한 양리작용이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소화 흡수 능력도 좋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생강을 갈아 생강즙을 만들어 끓여서 생강청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합니다. 생강을 채로 쓸어 생강청을 만들어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 차로도 드실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쫄에 껍질이 얇고 맑은 색이 있는 햇생강을 구입하여 물을 넉넉히 부어 한 10분 정도 두면 흙이 잘 떨어집니다. 생강을 문질러 흙 사이를 대강 씻어줍니다. 이게 보통 지금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흙이 이제 있잖아요. 큰 덩어리일 경우에 사이사이에 홀이 있으므로 쪼개어 분리해주고 다시 문질러 깨끗이 씻어줍니다. 작은 칼이나 숟가락을 이용하여 껍질을 걸어서 이렇게 벗겨줍니다. 다시 물에서 문질러가며 씻어 헹궈 물기를 제거한 뒤에 이렇게 도마 위에 놓고 얇게 편으로 쓸어줍니다. 네, 뉘어놓고 다시 곱게 채로 쓸어주세요. 생강을 어, 채로 다 쓰신 다음에 어, 앞뒤 자국에 있는 짜투리 부분 있잖아 채로 쓰기 힘든 거는 모아서 이렇게 갈아주시거나 뭐 아니면 접을 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채 쓸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생강을 채로 쓴 것을 전부 다 모아서 계량하고 어, 그와 같은 양은 설탕을 준비합니다. 이 생과인 700g이면 채썬 것이 어, 설탕 량도 700g을 준비합니다. 뭐 올리고당이나 뭐 꿀을 설탕 대신에 사용하긴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백설탕을 동량으로 준비합니다. 생강 채 쓰는 거한 줌, 또 계량된 설탕을 위해 솔솔솔 뿌리고 다시 생강채 한 줌, 계량된 설탕을 솔솔 뿌려 이렇게 다 아, 생강을 이렇게 하고 생강하고 설탕하고 이제 채워주세요. 그 위에 설탕을 조금 남기세요. 그 생강채와 계량된 설탕을 모두 넣어서 잘 버무리 줍니다. 손으로 하시면 설탕을 잘 녹일 수 있거든요. 설탕을 잘 녹인 후에 소독이 된 병에 생강 채승과하고 설탕 부분인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넣고 그 위에 남겨두었던 설탕을 위에 이렇게 살짝 뿌려 놓으세요 그런 다음 뚜껑을 닫아 반드시 냉장고에서 보관합니다 바깥에 두시면 발효가 일어나 생강의 색도 변하고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가끔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 뭐 이런 거 하실 때 어, 뭐 떠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호절임을 드실 때는 전강청 만든 것을 조금 들었다가 식초를 조금 넣어서 맛을 내주세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용하시기도 하고 이제 차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끓는 물에 생강채 청을 넣어서 차로 만들어 드시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생강청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